그곳 내 그곳이 될게 들었던 그 믿음만큼은 oh, I love a s o n s o 희망을 내 곁에 둘세 터질 때 너무나 지쳐버려 작은 바람에 떠오니 네 심장이 부서질 때